얘들아 오늘은 snow 슬라임을 만들 거야 subscribe 이건 clear glue 이건 white glue 이건 이것도 white glue 이건 magic glue 이건 눈가루고, 이건 눈 가루고 이건 눈 가루야 한번 넣어볼까? 먼저 쿨릴고을 넣어볼게. <laughs> 방구기였네. 내가 방구기였어. 안돼. 대주소. 와이프를 보고 볼까? 오, 진짜 눈 같다. 한번 볼 거야. 매직 레이크월드를 음, 스포, 포얼 스쿠프를 넣어볼게. 그럼 많이 넣으면 안 돼. 아, 어, 그만, 그만. 잘하고 있어. 우리 잘하고 있어. 이제 섞어볼까? 이제 물을 트레이스에 넣을 거야. 왠지 이거 근데 엄마 테이프 들어가 해도 돼, 근데? 그래. 네. 꼭농 같다. 찍기 해줘. 산타 수염 같다. 음, 산타 수염이 더 뺐어. 어우, 나. 삐우, 삐우. coloring your heart. Coloring your heart. Coloring your heart. 어, 손속으로 다 먹힌다. 아, 예. That's amazing. 이렇게 만들어요. 모zzarell는 큰 서클로 만든대. 어, 먹고 랄라. 음. 아빠 얘 이제 죽어. 이게 뭐지? 어, 나의 라이프 해골 달렸다. 근데 네.